No. No, no. No. 어, 잡아! 움직임 쏜다. 형, 움직임 쏜다 하면서 빨리 들어가요. 아. 아! 있어요? 몰라. 보자. 별로 안 커. 보자. 숨다가 아, 아, 아. 숨었다가 메인 업데 나를 나를 놀래켜? 어? 갑자기 어? 나를 놀래켜? 나 내가 내가 내가 갑자기 내 앞으로 뛰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도망갔어. 자꾸 의자만 쌌음. 의자 의자에 다 싸가지고 지금 의자 지금 못 앉게 생겼어. 어? 어디서 어디서? 나나 나이놈 나라고. 어? 얼마나 커? 많이 커? 아니 작아 어 놀라 씨 쇼파 공부 가냐? 어 갑자기 어떻게 생겼지? 이 귀뚜라미 같이 뒷다리가 길어 아씨 무서워 안녕 안돼 가지마 응아